뭐야 빠뽀 낙하산 뭐야? 나 PKL 낙하산. 오. 내가 내가 프로게이머다라고 자랑하는. 아 진짜 그 프로게이머만 받을 수 있어? 어 이거 프로게이머. 아 진짜 그거 보이면 도망가야겠다. 글씨 글씨 봐봐. 뭐 대회 맞추면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낙하산 해보면 도망가 아니라잖아 이 새끼야. 아 진짜예요 님들. 낚시 쩌네 진짜. 아 억울하네. 좋아요와 구독. 이옷 이쁘지? 그럼 나도 샀는데 더 예쁜 거 사가지고 아 <laughs> 저옷은 뭔데? 나 저옷 없는데? 이거 이거 나, 이번에 난, 난 그옷 없는데? 아, 서바이벌 패스 샀어? 응 다 샀어 지금 레벨이 108이야 그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모트 이거 이거 춤 보여줄까? 오 뭐야 아 이거 뒤로 봐야 돼 이거, 이건 엉덩이가 섹시하거든 <laughs> 나 오랑우탄 이거밖에 없는데 그니까 이 언제 찾 거야 어디로 가지 나 부스 한 자루다 백업을 기대하면 안돼 보인다 아 지형 너무 바뀌었다 앞에, 앞에 기절했다 한명 어 미안 기절 부서 잡을걸 오! 왜? 옥상에, 옥상에서 또나와 죽어? 보인 친구인데? 어 레티야 뭐야 아, 명 붙었다 아우 살았다 한 명 개피 담벼락에 있어 아와 어. 잡으러 갔네 너? 몰랐다 야 파이팅! 아 그쪽 담벼락? 나 쏴, 어, 쏴줄게 여기 담벼락 중간, 중간에 있어 나이스 내가 왼쪽 볼게 한명더 어, 같이 있었어 어? 아요 아우 렉걸렸 어 검은 있다 멤버가 빵빵하죠 그래? 두명 발이 끝에 한칸 넣어줄게 떼줘 아. 나이스 는 아니네 나도 있 저 뮤턴트 형님 너무 잘해 계속 쏘는데? 나도 내 네 친구 살려 아니 이거 스타 대결하면 이길 수 있어 붕대만 있어? 부상 없지? 어 붕대 26장 큰일 났네 붕대 오지게 감아야겠네 붙여볼게요 그쪽에서 째줘 응 째줘랑은 한명 있다 아 개피다 뒤에 사면 다시 뛰어온다 기절 뛰어오던 거 기절 아, 트럭이 한명 트럭도 개피 피 두 대야 쓰르르 두대나 아, 거의 다 붙였어 왼쪽 어 나이스 아나 붕대 없어 아나 완전 에르브 에르브 <laughs> 보내 에르브 에르브 보내 뭘 만져달라 그래 변태야? 뭘 만져달라 그래 변태야? 변태 네. 어, 하나 먹었다 나 죽지도 않았는데 만져달래 나 얼굴 빨개졌다고 나 깜짝 놀랐어 아 죽지도 않았는데 만져달라면서 뛰어오길래 깜짝 놀랐네 어앞 차! 내가 부져줄게 리드 장착하나? 죽여 죽여 죽여 네가 총을 잘했어? 어 아, 너무 울퉁불퉁해 얘 세운다 안 되구나 아, 아. 아, 이거 못 써. 야거 쏴, 쏴, 쏴, 어, 제대안 가. 어, 어, 터진다, 이 차. 어, 하나 먹었는데. 집 2층. 한 대. 2층에 한명 있어. 스타. 어, 포. 옥상에 하나 더. 어! 죽고 싶은데 안다 저기까지 아우야 어, 잡았다, 어, 실타 뭐야 나이스 푸시 갈게 푸시 어. 기다릴게 붙어봐 옥상 기절이거든 옥상 아, 옥상 기절이야? 어 가자 가자 가자 살렸다 천천히 하겠는데나술 하나 까볼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짜줄 오나폭 날랐다 어 하나 저 기절 기기? 기기? 빵 오!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뭐야 내 앞에 오토바이 뭐야 쟤네 왔어 하면 붙인 거 같은데 1번 박은 거 같은데 1번에? 연막 넣을 지 아니 연막 내거 아니야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어 온다 저 담벼락이 하나 나이스 하나 더하 오른쪽 담벼락에 여기 있어 여기 한 대더 빠졌다 나 붙어줄게 아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다시 가 <laughs> 뭐야 왼쪽에도 있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주변에 자기장 일로 잡혔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얘어디있는지 몰라 나 쏜 건 이쪽인 것 같은데 야 앞에 왔다 바로 앞에 붙었어? 어. 두명 대구 방향 식생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죽어라 아이 내려갔다 야 여기 자리야? 아 여기 자리구나 앞에 친구는 하나 아, 더었는데 내가 본거 밑으로 뭐지? 하나 내려간 것 같은데 여기다 헤엄친다 살았어 <laughs> 뭐야 물고기 얘 뭐야 죽었어 어, 죽었어 얘 길리시트인데? 구 여기 있다 30방향 출발한다 음, 소리 난다 가셨어요. 뜨자마자. 아 회심 회심에 사변살 쐈는데 하나도 안다와 어, 너무 세다. 뭐야 뺏겼어 옥상에도 있었어 옥상 꼭대기에도 여기도 있었어 좋아해 여 위에도 있었다 인서클이었거든? 어, 어. 내려온다 저 왼쪽에 있는 나무만 있으면 어 왼쪽 나무 아마 잠 저기 뒤에도 있어 뒤에 뒤에 우리 양각이야 파포야 여기 고래 있어 고래 있어 여기 여기 두명 이거 어, 어 이거 타봐 타봐 타봐 괜찮아 우리 어차피 1등 했어 맞아? 어, 오 내가 얘잡았거 빠른 판단 이러 이제 2대1이야 우측에 있는 애골 어, 아, 뭔가 은근 어야나 아, 잘못 잘못어골 라스트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나이스 쉽네 어, 와 편하다. 빠빠 몇 킬 했어? 나 10킬. 와 18킬.